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미용실에 가서 썸네일에 나왔던 것처럼 다운펌을 할 수 있는 핫이슈 아이템을 한번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볼까 해요 저 혼자서 하면 재미없으니까 남자 직원 세 분을 더 같이 모셔가지고 솔직한 리뷰 한번 해볼게요 이따 보시죠 자 SNS를 하시는 남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봤을 아이템이었을 거예요 자 포뷰트의 드롭셋 남자 옆머리 다운펌이라는 제품이에요 자 우선은 겉에 있는 디자인부터 간단하게 볼게요 구멍이 많이 나 있고요 이게 지금 air hole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열을 주게 되면 컬러가 바뀐다고 합니다 뒷부분 옆부분 여기 회사 로고가 있고요 어, 마감 처리는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옆부분을 잘 눌릴 수 있게 이 균등하게 압력을 배분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전해진 열 자체가 모발 깊숙이 침투가 돼서 이 모양대로 머리가 눌린다는 건데 남자분들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야 눌리는 거야 안 눌리는 거야 그래서 직접 저와 저희 직원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남자 1호입니다 써주세요 느낌이 어때요? 느낌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음, 딱 감기는 느낌이 있어요? 네 어디 아프거나 한 건 없고요? 좀 음, 뼈가 좀 나왔는데 이쪽이 좀 아픈 것 같습니다 오케이 평소에 눌렸던 눌린 길이감이나 느낌은 좀 어때요? 살짝 눌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부족한 부분도 좀 보여요? 네 위쪽이 조금 눌리고 음. 싶은데 음. 위쪽까지는 안 올라와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오케이 남자 실험체 1호 끝 남자 실험체 2호입니다 눌린 느낌은 드는데 제가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눌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을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풀러보시겠습니다 거울로 봤을 때 어떤가요? 어 놀렸습니다 음. 확실히 그냥 머리 감고 나왔을 때보다는 확실히 눌렸습니다 음. 근데 불필요한 부분까지 머리에 눌린 부분이 있어요? 네 제가 평상시에 누르지 않은 부분까지 좀 눌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위쪽을 조금 여기 균형감 있게 누르는데 얘가 이제 조이는 그 압박감이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다 눌리게 돼가지고 여기까지는 누르고 싶지 않은데 눌렸습니다 남자 실험체 2호 끝 남자 실험체 3호입니다 느낌이 어때요? 저는 저번에 써봤잖아요 네 진짜 딱 맞아요 저 그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다 그래야 되나 네. 진짜 저를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이거 쓰고 있잖아요 그 무슨 느낌이냐면 되게 편안하다 그래야 되나? 엄청 그러면은 지금 옆부분이 투블럭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. 지금 몇 미리 정도죠? 지금 제가 한 2주 전에 9mm로 잘랐거든요 네. 네, 지금 아마 한 15mm 정도 됐을 거예요 아그러면 많은 분들이 투블럭을 하는데 지금 15mm 정도에도 머리가 눌리는가 안 눌리는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. 열을 한번 줘보고 결과물을 볼게요 아 구멍이 나 있으니까 안쪽으로 골고루 열이 잘 들어오긴 한다 뜨겁지는 않아요? 아좀 가까이 하니까 뜨거운데요 음. 사선에서 하니까 좀 괜찮아 요 이렇게 이러면 안 뜨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귀 뜨겁지 않게 어, 전문가의 피드백 너무 좋은데요 옆머리 이렇게 누를 때 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식히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색깔도 거의 원래 색으로 돌아왔으니까 하나 둘셋 과연 결과는 어때요? 눌렸어요?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<laughs>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한 7분 이상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한 7분 있, 이상 있어야 완전 딱 붙을 것 같아요 이 이상 3호였습니다 남자 4호입니다 우선 제 머리는 원블럭 형태 일반적인 댄디 형태 디자인이에요 일단 그립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차 감기는 느낌은 있고요 모양새가 위로 갈수록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머리 쪽에 올수록 압력이 조금 덜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입장에서는 좀 과하다 보니까 앞머리와 옆머리 경계가 딱 질 것 같은 자국이 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마 이걸 빼고 나면은 제 느낌상 여기가 이렇게 블럭이 진 것 마냥 경계가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뒷부분과 연, 옆부분이 잘 연결될 수 있게 정리를 한번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찬바람을 지금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선은 제가 우려했던 대로 이 윗부분이 지금 자궁이 났어요 이거를 좀 손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눌리긴 눌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위가 많이 눌린 것 같아요 그리고 자국이 사라지진 않네요 나머지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께 판단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실험체 4호였습니다 일단 이 가격이 인터넷으로 구매하게 되면 23,500원이에요 음 그렇게 싸진 않구나 음저 같은 경우에는 신박한 제품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일단 딱 썼을 때 이 그립감은 진짜 많이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지 않았을까 연구를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건 그러니까 사실인 써보면, 것 같습니다 써보면 그 느낌이 딱 와요 아이 사, 이 만드신 분이 진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겠구나 맞아요 다만 평균값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평균 디폴트 값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서 구입할 경우에 나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 요거를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열을 줄 때 저는 좀 불편했어요 하지만 열로 인해서 컬러가 바뀐다는 또 이런 신선한 또 이런 기술력은 좀 놀라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계진 부분들을 조금 풀지 않으면 디자인이 좀 다소 어색하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직원분들에 대한 의견을 좀 모아봤는데 이 뒤쪽 부분까지 썼을 때 여기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조일 수 있게 벨트 형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누군가에게는 맞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맞지 않는 제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아쉬운 게 여기까지 만들어낸 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계속 이어가서 이 다음 버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... 이 정도면은 이 가능성이 되게 무한히 보인다 그래요 네네 자 그러면은 다음 대신 사드립니다 2탄은요 전 저거 좀 기대가 많이 돼요 솔직히 뭐, 뭐, 저거 저거 아네 저거를 네. 음, 저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, 괜찮아요 네, 네. 이건데 이거를 누가 가지고 온적 있어요 고객님이 진짜 네, 이거 쓰고 있, 던 거예요 제가 어, 이제